룰루룰루 가드를 까볼 결맞이 축제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오, 어, 오, 어. 이거 뭔 스킨이었지? 아, 빛의 배인 번째는 오 어? 그래 와 30%. 아, 30%. 오늘이 29일이니까. 음. 다음은 뭐 나올까요? 아니, 애쉬 70%. 어, 아, 근데 싫어하네. 아, <laughs> 근데 원딜 3대장, 아, 원딜이 떴, 다 원딜이 떴네? 그러면, 여기서 다시, 다시, 어, 자, 네 번째. 아니, 아, <laughs> 다 원딜, 잠깐만, 다 원딜이 떴어. 이거 뭐야, 잠깐만. 어. 뭐야 이제 설마 이제 여기서 막 이제 퀸 같은 거나 막 이런 것 뜨진 않겠지? 에이 설마 막 오, 오, 라모스 떴네, 다행이도 어, 어 라모스. 어, 아, 라모스를 자주 하긴 하는데. 아, 마지막. 마지막. 따흔! 아, 이겼다. 헤카림? 로틸러스네 오, 어, 존나 별로네. 존나 별로네. 네, 망했어요.